우린 무슨 이유에서 알 수 없는 이곳에 왔어 곳에 왔을까 헐든 형님 창든 형님 새총 형님 돌도 끼질 할배도 함께 하지 일단 살아남아 생존 반드시 나돌아 뭘 잘못해서 어이없는 이곳에 처박힌 거야 우린 무슨 이유에서 알 수 없는 이곳에 왔을까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생존